싸다. 그거 엄청 싸. 프레테리면 충분할 것 같아. 야, 저거 진짜 맛있겠다. so aus. Ich möchte eigentlich für meine Schwiegersohn, aber das, das. Du hast den ersten hast du. Es ist immer so diese. Es geht um so einen Erfahrungs. Bericht, wo zwei Engländer mit den ersten. Oh, 야. 빨리고 고마워 30억? 30알? 30알 가리가리 스톱치를 어디서 가져온 거야? 아니 내가 그라인더 있는 줄 알고 샀다가 잘못 산 거야? 응 그래서 한 5개월째 보관 중이야 그 여자가 쓰는 거야 이제? 우리가 스레치를 사는 거야 미치겠다 보긴 봤는데 저번에 딸기 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어, 저번에 거 별로 어, 어. 나는 그 마요네즈에 한번도 안 넣어 너무 sleeping by my side? What did I do last night? Can someone make this headache go away? Yesterday was supposed to be 영광이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돼. Being to myself and sit in silence Until I got a call My friend showed up at my door They wanted me to the thing take off, so we will for like uh, 45 minutes to one hour at the maximum. Then you will... Hi, I'm... I also come from South Korea. My strength and also my weakness is that I have this some kind of perfectionism, so... 미쳤다. 진짜. 나 여기 와서 먹은 돼지고기 중에 최고인 것 같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미쳤어. 거기 음. 산 거. 개맛있다. 이거 젤리 존맛이야. <laughs> 뭐가 되고 있는 거야?